뷰티로그의 희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자다 일어난 지 1시간? 1시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막 호박즙도 먹고 다 해보긴 했는데 지금 좀 많이 부은 상태예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커피 수혈을 좀 해주면서 메이크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딱 그날이라서 얼굴에 뭐가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지금 기초를 안 발라서 스킨 먼저 발라줄게요. 디오메르 측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제가 몇 달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이시나요? 엄청 물처럼 흐르는데 여기 또 겉돌지 않고 이게 착착착착 스며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로션. 제품이 다 전반적으로 묽게 나와서 너무 답답한 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묽다고 해서 수분감이 없는 제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끝을 내주고 이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black caviar 크림이고 자기 전에 이 제품 진짜 듬뿍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night routine으로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오늘 skip을 하고 바로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약간 핑크기가 돌아요. 얘를 발랐는데 엄청 소량만 발라도 많이 밝아져서 조금만 밝혀질 부분만 그냥 베이스 대신해서 바른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엄청 하얘지죠. 너무 100% 쌩얼이 좀 부담스럽다 할 때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살짝 매트하게 나와서 약간 건성이신 분들은 아까 제가 바른 것처럼 소량으로 조금씩 피부에 밀착시킨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은 너무 괜찮아요. 다음은 립밤. 키엘 립밤 제품이에요. 전 이제 여름에서 가을 지나갈 때 손이랑 입술이 그렇게 건조해요. 물론 피부도 다 건조해지지만 특히나 입술. 립밤 없인 정말 못 살거든요. 제가 가방에도 항상 넣어 다니는 게 립밤, 핸드크림. 없으면 진짜 불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립밤과 핸드크림은 꼭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다음은 바로 쿠션을 발라줄게요. 오늘은 21호를 사용해줄 거고요. 생각보다 많이 밝지 않고 막상 바르면 내 피부톤처럼 표현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너무 밝지 않고 자연스럽게 밝혀져서 자주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제가 2년 전에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제 피부가 건성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써본 쿠션 중에서는 진짜 이 제품만큼 안 뜬 제품이 었던것 같아요. 항상 기초를 많이 하고 바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밀리고 또 쿠션을 많이 바르자니 너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제가 쿠션 유목민으로서 다시 이 제품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수정할 때 더 많이 뜨잖아요. 근데 수정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덧발라줘도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 제품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베이스 마무리는 다 해준 상태고 추가적으로 가리고 싶은 부분은 컨실러로 조금 마무리를 해줄게요. 아무래도 전 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소량만 찍어줘요. 요새 기미가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이쪽 부분에 이게 기미가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기미에 좋은 레이저가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조만간 이걸 없애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실러로 찍어준 부분은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조금씩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피부 표현은 끝이 났고 이제 아이섀도우를 해주려고 해요. 이 제품 어떻게 알게 된 제품이냐면 제가 한창 이제 vegan cosmetic에 엄청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또 막상 사용하니까 제품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발색력이 너무 좋아서 요즘에 daily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정말 빼놓을 색상이 없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베이스는 먼저 핑크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점점 이제 브라운으로 얹혀줄 계획이에요. 베이스 색상은 닥터페퍼 색상으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눈이 약간 나와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약간 좀 그윽하게 들어간 눈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 취향으론. 그래서 보통 베이스를 깔아줄 땐 눈두덩이 전체를 여기 날개 부분만 좀 빼주고 베이스 전체를 이렇게 깔아준 편이에요. 이렇게 핑크 색상으로 베이스를 다 먼저 깔아주시고요. 어, 이 약간 색상이 바뀌었나 보다. 요게 아까 제가 사용한 색상은 닥터페퍼 색상이 아니라 cotton candy 색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발라줄 색상은 요구르트 색상인데 제가 핑크로 크게 깔아줬으니까 한 반 정도만 brown으로 더 겹쳐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게 핑크를 먼저 깔아주고 베이스를 brown으로 얹어주니까 핑크가 밑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느낌? 그래서 되게 색상 표현이 예뻐서 좀 핑크핑크하지만 그윽하게 눈을 연출해주고 싶을 때는 핑크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고 연한 brown 색상으로 이렇게 반 정도를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겹겹이 layering 하면 할수록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이 돼서 요즘은 eye makeup layering 하는 맛으로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초콜릿 색상으로 쌍꺼풀 라인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버터빔 색상으로 눈 가운데만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이렇게 골드 색상 펄로 가운데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너무 예뻐. 그리고 언더는 티파니 핑크 색상으로 언더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 닥터페퍼 제일 진한 색상으로 눈 끝부분을 그윽하게 만들어줄게요. 앞머리도 같이 blending 해주시면 좀 더 이렇게 그윽한 느낌 연출해 주실 수 있어요. 약간 꼬리를 좀 빼주셔도 돼요. 어차피 또 아이라인을 더발라줄 거기 때문에 원래 내눈 길이보다는 조금 더 빼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 see-through white 색상으로 이게 되게 알맹이가 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손가락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붙이고 싶은 부분에다가 한두 개씩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눈 가운데 부분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내가 아무래도 펄이 크다 보니까 포인트 주기로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에 썬키스트 핑크 색상으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섀도우 화장은 끝이 났고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라인은 너무 과하지 않게 아까 섀도우로 그려준 라인까지만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금방 아이라인을 해주는데 너무 이렇게 선만 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발라줬던 닥터페퍼 색상을 약간 blending 해준다는 느낌으로 섀도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blending을 해줍니다. 이렇게 눈 화장은 끝이 났고 이제 eyebrow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요즘 제가 자주 쓰고 있는 페리페라 제품이에요. skinny brow dark brown 색상. 전 아무래도 조금 이목구비가 아무래도 뚜렷하다 보니까 뭐 눈썹이라든지 입술 색상을 강하게 주면 그 메이크업이 너무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은 정말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줘요. 그냥 살살 그려준다 정도만? 꼬리도 눈선이 넘지 않을 정도로만 그려줘요. 이렇게 아이브로우를 다 그려주고 마무리로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결을 살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앞머리 부분을 좀 올려주고 뒷부분은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이브로우를 마무리를 해주고 제가 또 마스카라를 안 했더라고요. 속눈썹은 제가 지금 펌을 해준 상태라서 뷰러는 생략을 하고 마스카라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속눈썹 펌을 하니까 삶의 질이 항상 올라가는 기분. 연장 또 몇 번은 해봤었는데 제 눈썹까지 너무 많이 빠져서 연장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렇게 펌은 자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엄청 빠짝 올라갔죠? 너무 마음 들어요. 다음은 cheek. 이 제품도 Keep in Touch 제품이고 ice jelly cheek blusher 2호 nude dazzling 색상이에요. 이 제품은 약간 펄이 들어간 제품이라서 손으로 쓱쓱쓱쓱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얇게 펴발라줘요. 이게 또 가을에 바르기 너무 예쁜 색상이라서 손이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블러셔는 이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상이 엄청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좋아요. 경계선도 생기지 않고 그냥 손으로만 펴발라주면 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cheek도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shading too cool for school 제품이에요. 이제품 워낙 유명하시니까 다들 아시겠죠? 얼마 전에 이 제품을 다 써서 새로 하나 구매를 했어요. 전 클래식 색상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외곽만 좀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shading을 해줘요. shading은 이 정도로만 해주고 nose shading은 제일 어두운 색상은 사용해주고 있지 않고 가운데 두 컬러만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nose shading을 해주고 그 다음은 lip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베이스로는 베이지 색상을 먼저 깔아주고 위에 핑크 색상을 조금 얹어보려고 해요. 이 제품은 에뛰드 제품이고 떨리고 싶은 베이지 색상. 근데 이 색상 진짜 어느 색상을 바를 때마다 베이스로 바르기 너무 좋아요. 단독으로도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베이지 색상이긴 한데 내 입술 위에 올라가면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몸에 의해 참 코랄 색상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코랄이지만 엄청 핑크 색상이라서 조금 더 진한 색상을 위에 덧발라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맥의 powder kiss liquid 제품의 elegance 색상이에요. 이 제품 진짜 daily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서. 발색되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안쪽에만 이렇게 발라주면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만 해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으로 코는 이렇게 조 부분으로 콧대, 코끝 이렇게 나눠서 하이라이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마. 내가 광을 내주고 싶은 부분에만 조금 발라줘요. 그리고 치크도. 오 예뻐. 이렇게 반대쪽도 그리고 입술 위에도 이렇게 광을 내줍니다. 전 개인적으로 입술 위에 이렇게 하이라이터 넣어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 헤어 메이크업도 얼른 마무리를 하고 올게요.